fuck you, man! 많이 될 소리를 해!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. 아 잠깐만. 야 일로 와이 개새끼야. <laughs> 존만한 새끼야. 이래도 안 넘어 이지한테 일단 무섭어 Hello. Why you bully me? You fucking bitch, why you... 될 거야 어떻게 지금 저 붐인 줄 알걸? 키가 <laughs> 붐인 줄 알아? 진짜 그럴걸? 가자 가자 보여주자 우리들이 끝내자 미니언 나오면 타고 가는 뭐야 잊었다 인정하냐 근데 나 죽겠다 아, 나 먼저 잡았어 어 뭐야 뭐야 아니야 아거 아니야 갔어 이미 야 이거 양심이 없다 Tell Kale Kajima! Kale Kajima!